out 슈가 없는 이미지 프로웨이 업테이프를 던지는 땅양한 말들을 척하고 다 받아 우리 요 메이저 링 굿샷 그림을 원해 쏟아비 Sorry but this is not for sale 우리 항상 불도 안고 싶다면 터치 먼지 만들 수 있는 더 높은 게 이름이 Favorite girl 내 시계는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쳐다보는 너의 그 눈빛이 날 미치게 하는 걸 두둥 Just like my music yeah. black or white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아름다움 favorite 헷갈리는 삶넌 내게 난길을 제셔 favorite 우린 서로 위로 어울리지 wherever 안과 밖 favorite 우리에게 쓰면 two city로 부족해 넌 영감 yeah. oh. 너와 내 앉을 때 아닌 시간 낭비 서로에게 주는 시너지 맘만 동거리 about this 같이 나누는 대화들 마치 네, 네. 지어 잠시 타워건 설정 느끼는 기분은 절정 We don't need 50가지의 설정 Workout 매일 밤 우리만 난 바빠 Favorite girl oh, 내 시계는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했을 때는 말야 oh. Favorite girl 끊기지 않는 대화 너 나의 Favorite insane 화려한 feet girls like that 얼어 다임 얻어쓴 생각이 똑같아 uh, Feel the melody of my music 이건 널 위한 노래 너랑 있으면 날 low rider bounce 들썩거려 girl 시계는 빨라 Always lose track of time 너랑 있을 때는 말야 oh. my favorite